야 어디 나를 놓을까 이대로 아직 항상 아파트 여기야 이름 모를 고민들은 뒤로 오늘 하루만은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부디 날 Thank you. 어때 여러분 바람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느낌이 들었나요? 근데 바람을 타고 우주를 여행할 수 없지. 그렇지 바람 대기가 있어야 되니까.